아에디라서통발을못 피하는구나 아에디라서통발을못 피하는구나 아하 맞네 진짜 극악의 상성이네 간지 콤보 아저 레이잠 쏘고 할걸 그랬나?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오. 오. 안녕